이거 어떡해. りがとう <laughs> めっちゃ幸せ月曜日からねこんなご褒美のような ねえかわいい、ね、値段書いてる you 이제 저녁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오일 파스타 해 먹으려고요. 흉예식 파스타 놀라운 거 뭔지 알아? 음. 소금 간 하나도 안 한 거다 근데도 간이 있지 정자서 손을 드시면서 이 캐러멜라이즈드 어니언 c h 니가 진짜 다 해요. 맛있어요. 달콤하고 뭐라 설명해야 되지? 캐러멜라이즈드 된 양파 맛인데 뭔가 약간 모든 어, 요리에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맛? 거보다 덜 맛있는 거